낮은 톤으로 약간 좀 쓸쓸한 느낌 아 오늘 저희 노래를 녹음합니다 라는 아 이거 노래 스포일 되나 이렇게 아. 이거 삐 처리해주세요 신나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요 뭔가 저희의 색깔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곡은 저랑 태호 형이랑 했고 그리고 랩메이킹은 두치 안형이 했고 그런 곡입니다 어쨌든 오늘 녹음하고 아마 이제 밤에는 안무를 할 것 같아요 밤에 또제가 좋은 안무를 보여드리기 위해 또 안무는 또 지한 형이 또 짰어요 가장 창작을 많이 하는 멤버 둘이 아부끄 그럼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태호 안머리입니다잘 잘랐지? 제가 잘랐거든요 여기 귀엽다 이렇게 바가지 있어 예, 바가지 썼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PT를 어, 다녀왔어요 태호가 뭐, 뭐 몸짱 되려고 태호뭐 했냐면요 큰일 났 몸짱 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하려고요 <laughs> 오늘부터 우리 저는 지금 녹음할 거를 후다닥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을 안 해가지고 앞머리 봐요 <laughs> 진짜 애들이 맨날, 숙소에서 맨날 저를 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 침대에서 임팩트 그냥 인형 이부, 인형 인형인 마냥 맨날 안겨 있어. 그리고 제가 계획을 해야지. 태호 꼭 샤워하는 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일 태호 별명이 뭐냐면 베이비 바디 비트 괴물 괴물이야. 아니. 안전해아 근데 진짜 PT 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. 진짜. 내일 내일 짤거 여긴 거. 근데 되게 의미는 있더라고요. 뭔가 이렇 흘리고 오랜만에 몸을 몸을 좀 움직여가지고 이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. 좀 개운해요. 네. 많이 개운. 그런 게 있어요. 태호 형 습관 하나 알겠어요. 태호 형은 소리를 크셔요. 아! <laughs> 야, 야, 야, 야!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. 태호 형 혼자서 막 하, 거의 4층에서 혼자 못 풀면은 2층까지 들리는 네. 그런 약간 그런 거 하고 그렇죠. 딱히 뭐 저는 약간 뭐 뿌! 이런 거 많이 해요. 뿌! 안 돼요? 왜안 되지?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저는 저는 약간 좀 액션이 많아요 약간 이게 몰입을 하기 위해서 좀 몸이 먼저 움직여야지 약간 소리로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액션이 많아요 막, 막 움직여요 막 되게 저는 막 손이나 막 발이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계속 막 이렇게 제어병은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그 댄스 노래할 때 하는 게 있는데 나 있어? 댄스 노래 할때 이제 제가 형이 박자 막 이제 치려고 막 신나게 하려고 하는 게있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녹브때 앞에 있으면은 아 아니 네. 아요 굉장한 유형이에요. 네. 파워가 막 거의 뭐 이러면서 다 갖다 붙여요. 그러니까 아, 막 박자 앞에다가 굉장히 정말 이런 보컬 없어요. 파워 보컬. 태호 형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이런 게 많아요. 막, 막, 막 이러고 계속 막 약간 예 막, 막 이러면서 막 그루브 혼자 타는 그게 있는데 아 이따가 그럼 녹음할 때 찍어보세요 아 맞아 그러니까 녹음할 때다 보여드릴게요 찍어주세요 예,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. 그 라면 한번 찍어주세요 네. 새우 만두 라면이면 새우 만두 삼양라면 네. 이따 하겠습니다 안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좋아 좋아 네. <laughs> 나, 나,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여기. Yeah. Woo! Hey, girl. 오케이 오케이 문을 너무 잡아내버렸어난 니게 어디가 도나 좀 빠지게 하고 얼굴 긴 빠지게 하는 골반에 파묻히고 싶어 하는 남자들 너는 너무 확실해 그래서 너 피해 다른 남자들 탐내기에 너확 느껴버리고요 빙빙 남자들 빙빙 틈이 나서 일이 가네 너처럼 끝서 보면 너를더난좀달러 다른 늑대들은 이리 가도 자기 영혼 난저기 기분이 나 그때와 다르니 Don't worry cause we'll be happy 어딜 보니 봐